조커 앉아 옳지 앉아 七。 기다려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려 어 조금 기다려 초코야 초코 초코야 그렇게 내가 교육을 시켰는데 어?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초코야 초코야 내가 2시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어? 먹는 거에 한순,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네 Mm-hmm.